젠톡으로 야무지게 공부하는 방법을 볼까요? 야무진 젠톡 AI 단어 공부하는 방법 Father 야무진 젠톡 AI 문장 공부하는 방법 You look just like him. You look just like him. 야무진 젠톡 AI와 대화하는 학습 방법 This is for my father. It's for you, Dad. Thank you. This is for my father. It's for you, Dad. Thank you. Jam Talk English.